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건 제가 최근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참기름을 섞어 먹으면 맛있다는 그런 <laughs> 글을 봤거든요?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찾아보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유랑 같이 섞어 먹는 조합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맛이 상상이 안 가서 궁금해서 같이 먹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좀 단짠을 좋아해서 소금이랑 섞어 먹어도 조금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입자가 굵은 소금도 준비했어요. 그럼 아이스크림에 <laughs> 갖가지 양념을 더해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짜란! 일단 첫 시작은 무난하게 소금이 좋을 것 같아. 소금은 그냥 살짝 뿌려 먹는 정도로 단짠은 뭐 질리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소금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짜 너도 한 입 줄게 먹어 어떠세요? 소금이랑은 원래 맛있지 음. 이게 짠맛이 더해지면서 단맛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단맛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게 있죠 뭐 이거는 무난한 조합 맛있습니다 한 입만 더 먹어볼까? 확실히 좀붉은 소금으로 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짠맛이 팍 터지면서 단맛을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올리브 오일을 해볼까? 뭐 올리브 오일 뭔가 상상이 안 돼 근데 올리브도 나름 근데 되게 유명한 조합이라고 하더라고요.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에서 이 조합으로 디저트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. 오, 어, 올리브유 냄새가 진짜 좋아. 프루티한 향기. 긴장이 된다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먹어봐. 그치? 맛있지? 단맛이 좀 덜하면서 뭔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하는 것 같아. 맛있어. 맛 표현을 좀 해주세요. 그 올리브유 향이 유천장 위로 살짝 스치는 것 같은 느낌? 음. 두개도 아닌 것 같아. 응. 음. 뭔가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야. 나 올리브유 아이스크림은 완전 완전 괜찮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. 맛있어. 한 입 더 먹을래? 참기름까지 먹어보. 고 그래. 드디어 참기름 냄새는 되게 참기름 냄새가 고소해서 좋았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막 나는데?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너무 참기름이 많은 부분을 먹었나? 어, 내가 먹어볼게 <laughs> 멋있대 아니 이게 되게 요즘에 핫하다고 어떤 일본 성우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 맛이 없는 건가 맛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맛 없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 <laughs> 삼겹살 기름장에 찍은 걸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맛이야 우리가 참기름을 지금 별로 안 좋은 참기름을 써서 그런가? 되게 미묘한 맛입니다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맛있는 게 아닌 거 아니야? 진짜 미식가들은 이런 게 더 맛있는 거일 수도 있어 이뭔 개소리야! 그게 뭐야? 그니까 러 미식가 근데 아까 올리브유를 넣은 아이스크림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그거는 한 입 먹자마자 어? 맛있다 라고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게 맛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난 되게 비슷한데 그래? 네가 한심하듯이 쳐다보고 있는데? 한 번쯤 뭐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맛? 근데 제가 느끼는 맛은 삼겹살을 기름장에 찍은 걸 이런 제형으로 바꾼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? 거기에 플러스로 약간 뭔가 레고 할난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의 맛이 나는 것 같아 오늘의 아이스크림 조합 순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. 3위는 참기름! 한 번쯤 도전해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하지만 내가 이걸 두 번을 먹어야 될까?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러고 싶진 않은 그런 맛이었습니다. 그리고 2위는 무난한 조합 소금 어? 소금이 2등이야? 응 익숙한 맛이어서 2등이야? 익숙한 맛이고 그냥 내가 기대하는 딱 그 정도의 맛이라서 근데 맛은 있으니까 오늘의 1위는 올리브유 아이스크림이야 나는 이 맛이 제일 좋았어 새로운 맛이어서? 새로운 맛이어서라는 이유만은 아니고 이 조합이 되게 좋았어 올리브유 향이 싹 스치면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달달하고 그 텁텁한 느낌을 좀 산뜻하게 바꿔주는 것 같은 그래서 1위 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